제가 오늘 입은 의상도 친한 디자이너 언니 파로너 언니 제품이에요 우와 진짜 많구나 오늘은 막장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Sophie Wessex. <laughs> es que